이거 봐라 이거 뭐야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해봐 찍을래 아미한테 잡겠다 이거 그치? 네. 아 이걸 이걸 해줘야 되는데 그치? 그럼 언니가 나중에 뿌려줄게요 언니가 좀 이따가 해줄게 이거 갖고 놀아 키는 벌써 올라갔어? 애나 치 봐봐 치처럼 여기로 올라가봐 자 여기 올라가 님도 여기 올라가세요 가서 꽂힐게요 짠. 여기다 넣어줄게 언니가 매달아줄까?